back again, I'm still better than a Jane. Nah, we in the building, fuck the popo and cops. Got me no gout in my for real, no ride. 외람의 와음 같아 전부 죽여버려 엑 떠났지만 참아도 쓸데없는 삭화 스킵해 다음 장 병신들이 모 만든 최고의 합장 그 잠깐 빛났지 반짝 눈 깜짝 갈사이 지나갔지 네 막차 오케이 필요해 오케이 just go get 끄덕거리고선 애잡은 MRC no cap 더러워진 포세 통큰 바지 오케이 장전된 빗솔 매진한 총대 Feel like a boy in cloud 장전하고 그 머리에 빠우 내일은 없지 내겐 더 이상 이젠 더러워 runway 머리 조아리고 들어 이제 내가 선생 Feel like a gangster better than a Jane now We in the big and fuck the popo and cops 감히 누가 우리 막아 for real no wow 왜냐면 람 같아 전부 죽여버려 엑사 떠났지 막 참아도 쓸데없는 샷과 스킵해 담장 병신들이 모여 만든 차이 지나갔더니 막차 Yeah I'm a player 단 어제 배열하면서 없어 눈에 뱅글가 마치 시계 태엽 이 판이 다 끝난 뒤 따지고 생각 마이 길간지 너와 땅 이거는 날 욕해 she don't like 너로 장담할 게 커서 우린 존나 벌어 턴업 난 어떤 비트든 가능해 작업도 안 하는 너가 왜 내 위치가 늠해 우리 갱한테 값친 너는 뱅 All i k e 테너스 랩하는 거 우리 팀 보고 배워 나의 멜 우리 식구들 모두 forever 홀럭 홀럭 아이스맨 백하쿠루도 댄설 문에 세턴 위얼 플래넷 우리는 올라가 그래서 우린 무시하던 놈은 어디로 갔나